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마리클레르 8월호 촬영 현장이고요. 저는 배우 원지안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10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첫 번째로 훈제 계란이에요.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그냥 훈제 계란이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께서 집에서 이제 구운 약간 그런 계란이에요 제가 이거를 학생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이 친구를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이 훈제 계란 깨질까 봐 집에서부터 손에다 이렇게 쥐고 왔거든요 <laughs> 결국 금이 갔네요 방금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외할머니 표 훈제 계란 이렇게 있는 이 입욕제예요 목욕하는 거에 제가 취미를 들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근육 이완 효과가 있는 입욕제라고 해요 조명 같은 거 하나 딱 이제 벽에다가 이제 틀어놓고 음악 같은 거 하나 해놓고 근육 이완 입욕제를 풀어서 거기서 조금은 자르고 일어나면 되죠 이 향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안티프라민 <laughs> 향밖에 아직 못 맡아봤어요 좀 아껴두고 있던 친구들 저의 빼놓을 수 없는 단짝 게임기 원래 여기가 이렇게 안 생기고 빨강 파랑인데 그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하나 어디서 시켜봤는데 이것도 금방 고장이 <laughs> 고장을 좀 빨리 내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정말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임기예요 게임 실력이요? 저 좀 다양한 게임을 많이 해봤는데 꽤 잘 <laughs> 해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산입니다. 짧아서 이게 막 접히는 그 실용성 좋은 그 우산보다 그냥 긴 게 좋았어요. 그리고 우산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제가 부여한 저만의 그런 상징이랄까? 생일 편지 같은 거 쓸 때 누구에게 하고 이렇게 그리는 제 우산 이미지가 있거든요. 비 오는 날도 좋아하고 투명 우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빗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게. 저희 집에 쌓여있는 것중 하나예요 이 라면 종류 중에서도 이 라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고되거나 라면 같은 거 안 먹고 좀 있어야 되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끓여 먹으면 정말 <laughs> 행복해요 저 여기는 다시마도 좋아하고 위장이 좀 커져 있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때 라면을 하나 먹었는데 한 번 더 끓여 먹는 그 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음은 이 이어폰이에요 이어폰 <laughs> 이어폰입니다 원래 충전형으로 되어 있는 이어폰도 제가 사용을 해봤었는데 충전하는 걸 계속 까먹게 되고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 듣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더라고요. 초심으로 돌아가서 엉킨 걸 풀어야 되는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이 줄 이어폰이 제일 약간 마음의 안정이 된달까요? 오래 가자, 고장나지 말고. 산책 갈 때 필수품으로 챙기는 거고요. 집에서 나올 때 여기 딱 뭔가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날 내가 처음 발을 내딛는 그 기분을 함께 해주는 <laughs> 그런 친구인 셈이죠 찾았다 이거는 체스 게임 여기까지겠어요 왕관 3개로다가 여기까지 제가 시작하게 된 게 촬영 현장에서 중간에 대기해야 되거나 그런 시간이 긴데 그 시간에 뭐 영화도 봐보고 드라마도 봐, 보고 뭐 잠도 자보고 뭔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2%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 촬영하는 그 와중에 대기 시간에 내가 너무 처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에너지를 빼거나 이럴 필요 없는 그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체스 게임을 한번 이제 다운을 받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. 대기할 때 하기. 좋아합니다. 체스 게임. <laughs> 고등학생 때 산 색칠 공부 책인데요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대체 뭘 할 수 있나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너무나 심심한 나머지 제가 결국 마지막으로 집어드는 게 바로 이 색칠 공부 <laughs> 책이더라고요 보여드릴 만한 게... <laughs> 네, 이거 친구랑 같이 했던 거네요 친구랑 같이 했던 거 보이시나요? 이거는 제가 한 거예요 <laughs>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. 고양이들 여기가 밤이 여기가 태양이 너무 순하고 착한 친구들이에요. 밤이는 원래 낯을 정말 안 가렸는데 자라면서 좀 겁이 많아진 것 같고 태양이는 좀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저희가 밤이를 예뻐하면은 태양이가 와가지고 밤이를 한대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. 속상하니까 영어로 마지막으로는 꿈꾸기를 제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안 날 때가 많지만 딱 일어났는데 기억이 난다 이러면은 그날 하루 시작부터 뭔거 엄청 재밌어요 <laughs> 그리고그 꿈꾸기 꿈을 잘 기억하기 여기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팬 페이보릿이라고요 많이 그대 주세요